두더한 눈에 매력 적인 이 내 기분은 higher Girl what's your desire 네 심장은 paradise You're beautiful girl can't you see 다들 너를 질투해 걱정 마 girl can't you see 말 해도 내겐 네가 숨을 쉬고 있는 모습 보면 절대 걱정하지 않아 너의 건강 이건 사랑 같은 시시한 게 아냐 우리 생긴다면 같이 하자 다야 나의 주변이 내게 넌 항상 I don't give a uh, I don't give a uh 너의 주변이 내게 난 항상 I don't give a uh, I don't give a uh 너가 어떤 표정에도 절대 평가하지 않아 거울 안에 너보다 거울 밖의 사람 내가 어때 같은 그런 질문하면 난 항상 너에게 I don't give a uh, I don't give a uh, I don't give a uh Why don't you 넌 내게 네맘 yeah. 너가 어떤 표정에도 절대 평가하지 않아 거울 안에 너보다 거울 밖에 사람 내가 어때 같은 질문하면 항상 난 I'm g i up 나도 내게 믿어 yeah. 뭘 해도 내